하루 600명은 너무 적소 무제한으로 합시다 Unlimited? 점심 준비도 해야 하니 시간은 그대로 두고 인원은 무제한으로 합시다 The 1001 Breakfast It is already funded by KU Pride Club This is crazy 더 달라 Can't believe it This is ridiculous 어이 김도환이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고 다 달라 If we do it, the fund will run out 다 달라 Oh, what the hell is this? Alright 무제한 오케이, 땡큐 오케이, 다 달라